brother gonna rise in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재밌다니까요. 막 아, 웃었어요. <laughs> 아 재밌어. 야 이쪽이 엄청. <laughs> 아니 이거. 아! 아! 아! 아! 아 대박. 아 아파. 어, 혼자 타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자리가 움직여. 어. <laughs> 아 대박 야 머리 부닥칠 것 같아 와 재밌다 와 어, 재밌다 아 되게 <laughs> 아, 네, 재밌다 <laughs> 아 웃겨 싫어?